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 네, 러브 요셀프라는 건 아무래도 저같이 뭔가 자기 스스로에게 모질게 구는 사람들한테는 좀 크게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음, 어,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자기 자신을 좀 스스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어, 이번 앨범을 녹음하고 작업하면서 작업하면서 어, 사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, 제가 무언가를 사랑을 하고 일을 시작할 때 아, 진심으로 무언가를 사랑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. 어, 저희 이번 새 앨범을 들으실 때 정말 Love Yourself를 문구 그대로 음악을 듣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특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대신 그래도 부담 없이 저희 노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어떤 일을 시작해도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모질게 군다면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떤 무언가에 빠지고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되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? Love yourself.